어서 먹어봐. 우와. <laughs> 맛있게 생겼다. 어, 어, 어, 올장아찌도 굉장히 맛있어요. 저 트럼프 놀이 좋아해요. 체력이 없어도 되고요. 어. <laughs> 아들로 태어나길 잘했어요. 수박 크기가 다 다르네. 나누기 힘들겠다. 맞아. 그렇겠다. <laughs> 으아, 신짱군! 안녕. 저는 코너를 해서 민트 초코칩이랑 캐러멜 nuts 더블이요. 나도 더블 아이스크림으로 먹을걸. 음, 그러니까. 음. 아! 뿅 맛있다 음, <laughs> 쓰레기통을 가져다 썼으면 원래 자리에 갖다 놔야지 어? 들, 들켰나? 어! 아이고 피곤하다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와서 이거 먹지 않고 별로 먹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그럼 엄마가 먹어버려야겠다. 아, 음. 다 꺼내 먹어야지. 아, 아 안 돼요. 아, 초콜릿 먹어. 우와. 벨기에에서 만든 비싼 초콜릿이야. 우와. 아, 음. 확실히 없어요. 옛날엔 많이 있었는데. 오므라이스에 케첩 뿌리는 일을 시키다니. 너무 비참하다. 아, 수영한 다음엔 사이다가 최고지. 수영은 하나도 안 했잖아. 아유, 어떻게 엄마까지 내 말을 안 믿냐고. 남태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예쁘게 생긴 유치원생이야 네? 초코비? 지금 뭐하는 거야? 어. 다시 갖다 놔치즈 하나 먹어볼까? 아, 음. 음. 나도 하나 더 먹고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어머나 맛있는 거 먹고 있네요 팬케이크 만들었어요? 음. 맛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아빠. 자기야, 자아해. 기름 자기도 제 어. 짱구야, 엄마도 고기덮밥 한 입 먹어도 돼? 네. 맛있네. 바로 송이버섯탕입니다. 송이버섯의 은은하고 진한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음. 송이 버섯을 어. 집어서 음. 먹습니다. 얄팍하게 잘라 쌀과 섞어서 지은 향기로운 송이버섯밥 쫄깃쫄깃한 송이버섯의 절묘한 조합 라임을 살짝 짠 다음 간장을 뿌리고 어, 아, 내 송이버섯 구이. 아! 현동아! 먹지 마! 소시지는 아직 멀었어요. 좀 있으면 될 거야. 비바큐다, 비바큐다. 어? 비망, 양파, 당근. 저희가 구운 것 좀 드셔보십시오. 작게 잘라서 구운 거라 기름이 적당히 빠졌을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넣게 놔둬. 음. 우리 소스도 좀 가져와 봐. 음, 맵다. 암. 이건 애들 입맛이죠. 먹어볼게요. 암, 그냥 밋밋한 맛이에요. 너짱구야 이차. 음, 음, 음. 송이버섯 초코비가 아니라 실망이에요. 어, 아, 참치에 샐러드, 게다가 장아찌까지 완전히 똑같아. 나도 버섯밥 좋아하는데 버섯밥 먹을래? 오! 좋았어 저기 고뭉치 씨 아, 왔나 보다 음. 무슨 요리야? 돼, 돼지고기 무조림 똑같네 자, 이거부터 먹고 있어요 아. 3일 연속으로 똑같다 다야. 오, 맛있겠다. 어묵탕 좋지. 자, 따뜻한 우유란다 천천히 놀다 가렴.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맛있게 드세요. 아, 음, 음, 아, 음, 달콤하고 맛있다. 음, 맛이 짭짤해서 계속해서 입맛이 당기네. 나참 아, 케이크 다 뭉개졌네. 암, 음, 암. 음, 음, 음, 음. 다음 주 초에 다 끝나고 올라가. 어?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그리고 두 조각의 멜론은 초록색 조원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 떠오르네요. 웃는 <laughs> 얼굴이 무서워요. 아. 음. 자, 아, 어, 이리 줘. 잘 마실게 언니. 가져왔어. 음, 냄새 좋다. 먼저 이렇게 해서 찹쌀을 으깨야 하는 거야. 영차! 와, 짱구 잘한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아, 아, 아, 아. 자, 이제 됐어. 이차. 완성! 음. 자, 짱구야. 아해. 아, 음. 음. 여기 입에 착착 붙는데요. <laughs> <laughs> 오, 돌은 없네요. 어때? 뜨끈뜨끈하고 맛있어 보이지? 자, 어서 먹자. 음, 음, 음, 음 하룻밤 같이 보냈다고 친해진 것 같네. 음, 역시 집이 최고라니까. 암냠. 응? 우와! 요리에서 엄청 비싼 냄새가 난다. <laughs>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엔지! 입안에 또 뭔데? 그걸 먹어버리면 어떡해! 오! 평범한 반찬들이다! 아, 음... 그냥 중간 정도의 맛이네 음, 음, 음. 별 1.5개 와! 이게 뭐지? 해산물의 감칠맛이 혀를 감싸요. 우와! 음. 느끼하다. 어떡하지? 좀 느끼해요. 음, 오늘도 변함없이 맛이 느끼하네요. 빠! 졸업은 마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아빠. 응? 자, 아, 음, 음 맛있다. 음, 아,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어서 와요. 어디 갔었어요? 달달 고구마 special 세트? 어? 응? 와, 다 빵이다. 여보, 이게 오늘 저녁이야?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먹는 게 더 좋겠지만. 너무 배고프다. 아, 아 이틀하고 나니까 더 이상 만들어 먹을 게 없네. 아, 샌드위치 좀 만들었는데 짱구 엄마도 몇 개 먹어봐. 아, 이건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다 못 먹는데. 짠! 음, 어, 맛있는데요? 자요. 저녁은 식빵 그라탱이에요. 굿모닝. 배고프죠? 저기 점심은 크로코 무슈를 만들어 봤어요. 짱구야,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먹으면 영 칼로리랬어요. 그게 말이 되냐? 암.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 좀 할 것이지. 맛있다. 짱구야 어때? 이게 바로 글램핑이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어, 저기 구멍이 뚫렸어요. 재료를 넣어볼까? 치즈랑 견과류랑 마시멜로 어. 하나, 하나 둘, 어떤 거부터 먹을까? 소시지부터? <laughs> 아, 어? 초콜릿은 또 언제 넣었어? 음... 음 와, 짱이다! 어, 어, 음. 오, 이 맛은! 물어도 맛있다! 씹을수록 진한 맛이 느껴지네. 아, 됐다! 버석버석하네 유부초밥 먹을 사람? 저요! 에? 이게 뭐야? 어젯밤에 책 보고 공부했어요 아... 음... 음...